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아, 딸기랑 이렇게 우유 같이 먹을 거예요. 옹다리부터 딸게요. 왜 이렇게 먹냐고요? 그냥요. 왜 딸기 먹는 걸 보여주냐고요? 그냥요. (5,900원) <laughs> 주고 샀어요 딸기 먹을 거예요. 제가 너무 먹기만 하죠? 맛 표현을 해야 되나? <laughs> 일단 딸기 맛이에요. <laughs> 아 맛있어. 제가 딸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음, 딸기랑 우유. 그럼 딸기우유를 먹으면 되지 않을까? 네, 개소리예요. 너무 재미없게 먹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먹을게요. <laughs> 여기까지. <laughs>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설날에도 티백 여러분 정말 2019년도 잘 부탁드려요. 왜냐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저를 좋아하는 거니까요. 여러분 구독해주세요.